안녕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잠깐만 내가 우리 BGM을 또 틀어볼게. 잠깐만. 단다단다단 단다단다단 아. 여러분 <laughs> 시작 네. 은서입니다 다시 시작 은서입니다 내줘 자 그대 모마요 이렇게 저처럼 반, 반쪽 앉았어요 아니 그렇다 너무 붙지 마시고요 댓글 한 번 읽어주세요 핸드폰 어디 갔어요? 핸드폰 어디 있어요? <laughs> 핸드폰 여기 있어요 네. 야 진짜 얘는 핸드폰 조차도 이야 너는 공주는 못말려 당신의 장소는 지금 어둡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This is we are our area This is our 네. area 여기는 저희 Carl yeah. yeah.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? 하나 둘셋 네. 안녕 뒤를 보래 <laughs> 잘 맞춰준다 I can't stop laughing. God, <laughs> I can stop laughing. <laughs> How you like that? <laughs> 은서야 다영이랑 브이앱하는 거 힘들지? A little bit. But A, like this B, C, D, So, I tried E, this F, color. G. What? Only- What? Yes. What? What? 아롱이 처음 봤을 때 어땠나요? 아 또 우리 아롱, 아롱이에 대한 그게 많더라고요 아롱이는 촬영장에서 본 친구였고요 아침 한 새벽부터 아롱이가 저희가 새벽 촬영이었는데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롱이를 딱 만났을 때 이런 이런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이거 봐요 이렇게 사람 손을 너무 잘 타는 거죠 이거 봐요 대박이죠 미쳤죠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액션 언니의 품으로 가서 아롱이는 잘 있어. 왜 아롱이냐? <laughs> 제가 그래도 제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이름만은 개명하지 말아달라 했거든요. 왜냐면 아람이가 발견한 고양이여서 아롱으로 지었는데 근데 왜 롱은 왜 붙었어? 그 아람이 별명이 아롱이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롱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부터 계속 아롱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제가 엑시 언니가 이름 바꿔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니가 전 바꿀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바꾸대요 아, 이 브이앱은 몰래 보는 게 불가능하대 <laughs> 몰래 보지 마! 와 진짜 다행히 대박 그냥 편하게 얘기하래요 <laughs> 기침 습관을 갖고 있구나.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보여드린 거야. 그래서 안 좋은 예를 보여준 거잖아, 그지? 여러분 기침은 이렇게. <laughs> 오, 우주소녀가 좀비들한테 쫓기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물릴 우주소녀 멤버는 아내 생각에는 나 좀비들이랑 친구 될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안녕하세요. 너 좀비들한테 아! 이 그 소리 질러가지고 좀비들이 어우 쟤는 먹기 싫다 이러고 갈 듯. <laughs> 안녕하세요. 좀비 안녕하세요? 나 생각보다 난 나일 것 같아 막 앞에서 막 좀비들 물리치려고 <laughs> 차단하네 음 제일 언니 제일 기억에 남는 주전 멘트 알려주세요 다영이 때문에 기억이 안 남았나 봐요 더 열심히 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제기억에안남았잖아요 네, <laughs>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은서임다가 왔었는데요. 또 몇 개월 뒤에 올 수 있으니까요. 네. 여러분들 나 그게 싫은데. 지금까지 은서 임다.